미호야 그 많은 사료 선물 받은 거야? 응다 내 거야 친구들도 좀 나눠주자 싫어 내가 다 먹을 거야 지난번 미호 혼자 영양제 먹고 정말 서운하더라 맞아 우리도 먹고 싶었는데 그럼 집사한테 한번 땡깡 좀 부려볼까? 너희들 무슨 얘기하고 있어? 애들 그래 무섭게 우리 얘기도 좋은 거죠? 해라! 진작 얘기를 하지 이거 미역 건데 하나씩 먹어봐 땡큐 집사 이거 어디서 났어? 어디서 났냐고 사실은 집사가 줬어 한번 먹어보라고 내 거 손대면 알지? 했는데 뭐 안되겠구만 너희들 이따 따로 보자 다내 거란 말이야 미호야 이리 와봐 냄새 좋은데? 1kg짜리가 10포씩 포장이 되어 있어 신선하게 보관이 가능하네 무엇보다 전성분이 공개되어 있고 위생관리 햇섭 인증을 받았어 그래? 빨리 먹어보고 싶네 내가 좋아하는 오리 냄새가 난다 개코는 개코야 오리고기가 알러지가 적다더라고 또 수분이 23%인 반습 식사로야 와또 잘되겠다 체중 조절과 관절에도 도움이 된대 알았어 줄게 백0람씩 되어 있어서 선도 유지나 여행 갈 때도 좋겠다. 오, 어, 스멜! 냄새는 괜찮아? 괜찮아. 사료가 말랑말랑해. 하나 잡숴봐 정말 말랑말랑하네 다부어봐한 봉지 양이 이 정도 되는구나 이제 본격적인 내 차례군 빵은 날 따라올 수 없지 맛은 나쁘지 않아 고독밥 먹으니까 기분 좋아? 그럼 누가 잘 되도록 운동해야지 이호야 다치겠다 어휴 정말 못살아 미호야 밥 먹어서 힘나? 우리는 후식이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